하이하이하 12시즌 디파이언스 패치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새 시즌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전 영상들로 다루었던 매드매기가 12시즌 디파이언스의 새로운 레전드입니다. 매드매기가 왜 에이펙스 레전드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는지, 능력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의 카드를 확인해주세요. 매 네, 시즌 짧은 기간 동안 특정 모드 게임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시즌은 새로운 모드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컨트롤! 컨트롤은 9대9 지역 점령 게임인데요. 거점은 A, B, C 세 군데로 지역 점령을 시작하면 매초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이 포인트가 1250점에 먼저 도달하거나 네, 아. 새 거점을 동시에 점령한 뒤 장악 타이머가 0이 될 때까지 거점을 지켜내면 승리합니다. 그럼 적처치는 중요한 게 아니냐고요? 적처치를 비롯해서 팀원 지원, 지역 점령 등을 통해 개인 평점을 올릴 수 있고 평점이 높을수록 좋은 무기를 획득하며 ultimate 스킬이 충전됩니다. 맵은 올림푸스의 해먼드 연구소, 스톤포인트의 기압 측정기 두개로 배틀로얄 맵과는 다른 구조를 띈다고 하니 익숙한 듯 색다르겠네요. 죽더라도 빠르게 부활하니까 매치 나가기는 넣어두기. 2019년 2월 4일은 에이펙스의 프리시즌이 시작된 날인데요. 그 말인즉슨 올해로 에이펙스 레전드가 3주년이 되었단 말이죠. 3주년 기념으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3주 동안 접속만 해도 경품이 팡팡 쏟아집니다. 첫째 주 옥테인과 테마팩 3개 둘째 주 왓슨과 테마팩 3개 셋째 주 발키리와 테마팩 3개 그리고 전설팩까지 백 모으기 힘드니까 3주 동안 꼬박꼬박 접속해서 상자깐꼭 하기! 근접 먹이 나올지도? 지난 시즌 스톤포인트와 세상의 끝을 거쳐오면서 올림푸스가 그립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우리 올림푸스가 다시 돌아온대요. 이번 올림푸스의 변화는 교전 중 다른 파티가 끼어드는 것을 줄이고 지역 간 이동 시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새로운 지역 추가 및 기존 지역에 위치 이동이 있었는데요. 먼저 페이즈 드라이버는 매드맥이 트레일러 속 폭발 지역으로 수경 재배지와 분재플라자의 길목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45초마다 상호작용을 통해 전리품을 얻을 수도 있지만 페이즈 드라이버가 활성화될 때마다 소음이 발생하니 유의해주세요. 분재플라자에서 해먼드 연구소로 넘어가는 길목 기억나시나요? 교전이 잦았던 이 지역에 새로운 지형 터미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올림푸스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며 연구소에서의 싸움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듯합니다. 기존 태양광 시설과 이카루스가 맵 남부 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로 인해 고립 지역이었던 궤도포가 이카루스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외에도 태양광 시설 및 해먼드 연구소의 점프타워 삭제, 터빈과 균열, 정원탑과 정원 진입로 추가, 연구소와 폭포의 높은 tier 전리품 상자가 부두 북쪽으로 이동한 변화가 있습니다. 올림푸스만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스톰포인트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수송선 경로의 중심점이 맵의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더 이상 마지막 링이 엄폐물이 없는 지역이나 프라울러 둥지 지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라울러의 데미지 및 knockback, 이동 반경이 감소하고 둥지 완료 보상이 증가합니다. 야생동물들의 표적 지정은 데미지가 주요 요인이 되고 높은 tier 소모품 드롭 확률이 증가합니다. 랭크 시스템이 순위 점수 위주로 개편됩니다. 이로써 에이펙스 레전드의 주요 목표는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교전을 좋아하는 랭크 유저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듯합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의 순위 점수가 오르고 처치 점수 최대치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스플릿 1의 맵은 올림푸스, 스플릿 2의 맵은 킹스캐년이니 앞서 언급한 것들을 참고해서 랭크 필승 전략을 짜봅시다. 음성 채팅 및 브리핑 시스템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랜덤 팀원의 음성 및 채팅을 항상 끄시는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선택한 그룹의 음성 및 채팅만 들을 수 있는 게임 플레이 옵션이 생깁니다. 혼자 게임을 할 때 적의 실드를 파괴해도 브리핑을 할 수 없어 푸시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었죠? 새로운 안내 멘트가 적용되어 적 실드 파괴를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적분대가 내린 것도 알려줍니다. 다음은 밸런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크립토 드론의 인터페이스가 개편되어 드론의 시점에서도 게임의 흐름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드론의 FOV 값이 240도로 증가합니다. 크립토가 전술 버튼을 누르면 크립토가 보던 방향으로 드론을 날리며 드론이 벽에 부딪히더라도 스스로 방향을 바꿉니다. 전술 버튼을 길게 꾹 누르면 보는 방향으로 드론을 날리며 즉시 드론 시야에 접속합니다. 이렇게 드론이 똑똑해지는 대신 드론의 체력이 50으로 감소합니다. 코스틱의 가스트랩은 한 번 터지면 가스가 사그러들 때까지 옴짝달싹 못하거나 지역을 돌아가야 하는 제지력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터진 가스트랩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가스트랩의 체력은 150이나 되며 가스 효과도 파괴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닌 파괴 후 2초 뒤에 사라지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감을 뽐냅니다. 가스 효과의 지속 시간이 11초로 너프되지만 여전히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쾌한 소리와 분쇄탄의 막강한 데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던 얼터네이터가 분쇄탄 없이 필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볼트의 데미지가 17로 buff! 탄창 최대 용량이 28발로 buff되고 보급총이 됩니다. full kit 무기, 일명 황금총 목록은 아리45, 트리플 테이크, 피스키퍼, 프라울러, 하복으로 바뀝니다. 스나이퍼 무기들은 거리에 비례해서 탄환의 크기가 커진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트리플 테이크는 marksman 무기임에도 스나이퍼 무기처럼 탄환의 크기가 커졌었는데요. 이 특성이 삭제되며 탄환당 데미지가 21로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강화 parts kinetic feeder는 트리플 테이크와 피스키퍼에 장착 가능한 parts입니다. 두 총을 사용하며 슬라이딩하면 초크 시간이 빨라지고 탄환이 자동 재장전됩니다. 돌아온 강화 parts 추공탄은 P2020 모잠비크에 이어 RE45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드가 없는 적에게 추가 데미지를 가하는 추공탄이 다시 온다니 너무 기쁘네요. 산탄형 초크는 지향 사격에서만 발동합니다. 사격 모드 전환 없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대신 발사체 데미지가 일식 감소합니다. 이전 시즌 meta를 주도하던 총, 플랫라인과 롱보우가 제작기에서만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개의 탄약 상자도 같이 나오며 플랫라인은 데미지가 nerf된다고 하네요. 제작기에서 만드는 구급키트의 비용은 15로 감소했습니다. 버그 및 편의성 개선점입니다. 많은 수정사항 중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경사면에서 근접 공격을 하여 빠르게 내려가던 boost가 삭제됩니다. 스나이퍼 무기, 센티넬은 실드셀로 충전을 해서 더 강화된 데미지를 입힐 수 있죠. 황금 갑옷을 입고 센티넬을 충전하면 원래 실드셀 하나만 소모되어야 하는데 두 개가 소모되는 버그가 수정됩니다. 엘스타의 충격 시각 효과가 감소합니다. 지난 시즌 조준선 customizing이 도입되고 많은 분들이 개성 넘치는 조준선을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악용을 방지하고자 입력값이 제한됩니다. 푸른빛이 나던 인기 있는 조준선도 더 이상 쓰지 못합니다. 소지품 창에서 팀원의 무기 탄약, 착용 장비뿐만 아니라 생존 아이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애쉬는 맵을 확대해서 보면 death box의 위치와 생성 시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콘의 크기가 줄어 조금 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전술 스킬은 부착되지 않는 물체에 맞으면 튕겨져 나가게 바뀌며 ultimate 스킬의 위치를 먼 곳으로 우선 지정하게끔 개선됩니다. 아레나에서 크립토의 드론을 여러 번 쓸 수 있는 버그와 라운드가 시작될 때 램페이지 및 센티넬을 충전하면 충전이 취소되는 버그가 수정됩니다. 이번 시즌 정말 변화하는 것이 많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달짱이었습니다. 바이바이바!